어떻게 빛 나는 솔로 빠밤빰빰빠 진지의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변신 오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? 그 전에는 노란색이었잖아 지금은 약간 gray 색깔인데 앞이 그레이스처럼 보여? 이게 그치 네, 당연하지 원래요?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였어?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였어 wow 이번 의상 딱 컨셉이 네. 확실하죠 이쪽은 네. fire 이쪽은 ice 유정이의 의상의 포인트 뭐예요? 날개가 달어 제가 사실은 저도 날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는 지금 여기 네. 묶여 있거든요. 어, 예. 음, 아 붙어 있는 데 원래는 떼어져 있었어요? 얘가 요 여기만 고정 위에만 고정 아. 얘가 여까지 왔었는데 그 뮤비에 보시면 서로 위에 난 밀어내려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쳐버렸어요. 얼굴을 탁 쳐버렸어. 아 맞아. 그래서 서로 위에 난 밀어 네. <laughs> 딱 이렇게. 저도 behind가 있으면 제 옷에 이런 줄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춤출 때 얼굴 엄청 많이 쳤었어요 근데 저는 하필 그 장면이 뮤비에 나오더라고요 저 클로즈업 내 사랑 이해남이 이렇게 돼있어요 어? 방금 방금 표정 다시 한번 시작 서럴 빠시쌤네 서럴 위에 나 밀어 아이고 완전 닭똥집 같았어 순간 팍 그거를 딱 한 번 그랬고 한 번인가 두 번 그랬거든요 네. 아쉽지만 이건 안 쓰시겠지 했는데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음. 그 다시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군요